눈을 보네요 길이 아니어서 가기는 수월합니다 아,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이제 1.4km만 가면 도착입니다 all the dividing things are you still listening want to be heard by you slow fall into the Indian Sea where the cold and the hot my soul is clear I look in the mirror And I see that love rolling over You call me back to bed Where the cold and the hot cold and hot me. 와 미쳤다 바람 먼저 신고 잘 때는 바지도 우바지로 갈아입을 거예요 아까보다는 바람이 좀 누그러든 것 같은데 아잘 때 들어갈지 그제야 정신이 듭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해가지고 음, 진짜 음, 다 젖었어요 꿈처럼 잠못 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다 일단 자보겠습니다. 지금 산자령 정상이고요. 오늘 여기 목장 샀어요 그래서 조심히 내려갑니다. 가선 촬영 동상에서 sometimes there 계곡길 을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